마지막에 여기 태웠다 다리다가 <laughs> 아 아쉬워 근데 보이세요? 누름점은 없어졌다 어, 어떻게 할게 자 여기는 이 다림질을 때문에 생긴 이 그을린 자국을 없애주기 위해서 제가 어, 오만 가지 방법을 막 찾아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. 이 과산화수소로 그을린 곳에다가 이렇게 여러 방울을 떨어뜨려 주면은 100%는 아니어도 많이 사라진다고 해요. 많이 연해진다고. 근데 이제 그 원리가 이 과산화수소가 살짝 표백 효과가 있다고 하더, 라고요 그래서 어, 막 색깔 있는 원단은 사실 안 되고 보통 이제 흰색 계열 <laughs> 옷에다가만 하는데 어, 얘는 이제 광목이어서 완벽한 흰색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노리스름한 색이어서 요 과산화수소로 한번 뿌려보겠습니다.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. 보시면 지금 조금씩 흡수가 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. 이막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진짜 표백제처럼 막 갑자기 깨끗 이런 느낌은 아니고 서서히 조금씩 음, 퍼져 나간다고 할까? 그런 느낌은 벌써부터 좀 보이거든요? 얘를 이렇게 문질러 볼게요. 좀 연해진 것 같기는 한데? 근데 얘가 아직 젖어있는 상태라서 원래 젖어있는 상태면 더 진해 보이잖아요. 그래서 드라이기로 한번 조금 말려볼게요. 아직 덜 마르긴 했는데 보시면 많이 연해진 것 같지 않아요? 다 마르진 않았는데 많이 말라서 한 번 더 위에다가 뿌려줘 볼게요. 이렇게 뿌릴 때 잔뜩 저처럼 뿌리면은 여기 아래 이렇게 <laughs> 새거든요? 그래서 이렇게 휴지를 <laughs> 받쳐놓고 하세요, 여러분. 또 말려줘 볼게요. 지금 많이 말랐는데 여기 가운데 부분은 확실히 아직 덜 말랐거든요? 덜 말랐는데 여기 보이세요? 여기 지금 두 번 뿌렸는데 거의 사라졌거든요? 여기도 지금 덜 말라서 좀 촉촉한 것 때문에 더 진해 보이는 게 있는데 여기도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. 조금 더 확실하게 말려보고 여러분 보이세요? 진짜 완전 노르스름 살짝 있는 거 빼고는 완벽하게 사라졌거든요? 지금 두 번 뿌렸는데 한 번만 더 뿌려볼게요. 아주 바짝 말려줬습니다. 진짜 깨끗하게 사라졌어요. 근데 여기가 확실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산화수소가 표백제 효과가 있다 했었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여기를 자세히 보면 되게 하얗게 된 게 보이기는 하거든요. 그래도 그냥 멀리서 보거나 이 정도 지금 카메라에도 안 담길 정도라는 거는 진짜 미세한 거거든요. 그리고 여기가 가장 심하게 있던 곳인데 아주 살짝 노르스름하게 남기는 했는데 거의 안 보여 이 정도는. 그 여기는 이제 아예 까매졌는데 어, 아예 안 사라지더라고요. 이 과산화수소를 얘를 그냥 약국에서 되게 싸게 손쉽게 구매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효과가 좋아요 여러분.